이렇게 밀고 가볼까요? 보고 갈지 하지 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뒤에 붙이기도 하고 아, 되고 끝났습니다. 됐어, 끝. 끝. 뺐다 하려고. 된다고 생각해. 아니, 이거 힘 너무 많이 힘 많이 여러분 기둥 한번 세워보고 이거 그냥 이게 따로 되고 내가 들고 하세요 아니 잠깐 엎드고 맞지 이렇게 안 붙인 거지 이거 자르고 해서 그냥 밑에 걸어봐 놓은 상태에서 기둥만 세워봐 그냥